어허이. 여기서 쌈박질하고 그러면 안 돼. 어? 아, 그거 참. 야, 너 초등학교 어디야?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? 어? 예, 예, 예. 예. 저요. 4초요. 그래서 4초풍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유문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포 맞추고 그 다음 대시 대시가 들어갔죠? 보시면은 그 다음에 한 번더 대시 적품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지만 대시가 정확하게 입력되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난관이에요 이제 여기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여기서 대시를 할 때 똑같은 깊이로 대시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딱 새벽에 이제 엄마 아빠 몰래 메이플 스토리 하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급하게 컴퓨터를 끄는 딱 그 순간이에요 아까는 좀 깊게 편하게 대시를 했다면 진짜 빠르고 간결하게 조금만 한 다음에 신스프리 1타를 맞추는 거죠 이런, 아, 요런 느낌 여기서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? 첫 번째랑은 틀리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폭풍 1차가 들어갔죠? 자, 이제 커맨드도 보시면 폭풍을 그냥 편하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 여기 서서 바로 초풍을 때려버립니다 누거 또 때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무적 초풍이 들어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13 초풍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때릴 수 있고 여유가 조금 생겨요 그래서 3초풍을 공중에서 빠르게 히트시켜버리고 뒤늦게 대시를 깊게 들어갑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1타 스크류를 때리는 거죠 네, 여기까지가 네, 제가 준비한 사초풍 강좌였고또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시거나 미시마류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신성의껏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